made it myself at my 넷째 날 아침 살차 아침입니다 아침을 먹어볼까요? 예쁘다 와 자 뒤로 돌아보세요 돌멩이다 무겁다 enjoying it. Really enjoying it. Maybe it natural, but in this place we don't know exactly uh, because it was uh, very damaged. Uh, all the area is completely new. So, so we don't know how we can stop it. No, por eso, por eso era. Yo no había algo que como. Así como en los. ¿Mm? Los. los ¿Cómo se llaman?